2016 has been a really big year for all of us in many ways, and uh, one of the biggest things I learned was that no one like everything cannot be accomplished alone, and 맞아. 벌써 2018 가고 이제 곧있 2019야. 와. 그때는 그때 검은색으로 합시다. 이거 이거 또. 또 <laughs> 그때는 더 입잖아. 그거 진짜 하죠 원래 사실 태국 오면은 재현이 형 생일이어야 되는데. 아. 어 그때도 재현 생일. 아 맞아. 2년 아, 그 연속은 네, 재현이 아 재현이 생일. 그때 2년 연달아. 아 처음에 SM 루키 시대 그리고 또 한 번. 맞아 맞아. 그때. 그 생일 때 그리고 내 스무 살딱 생일 때 캠프에서 세번 했었지. 많이 받았다. 키 진짜 많이 받았다. 그게 하고 있는 거 같아. 그 너무 맞아 어, 지금 디저트 아 저 몰라요 저 근데 요즘 저 맞아 맞아 다가 사실 여러분 진짜 이거 실수였어 실수 아 간지러 맛있는 마크는 사실 우리 그러면 엉덩이 얘기해서 약간 벗어나가지고 오케이 그, 다른 얘기 뭐가 있지? 아 <laughs> 엉덩이 말고 아, 아 뭐냐 w it's my turn to fly oh. 나도 준비, 준비하고 있었는데 못했어 스바디 마이카 스바디 마이카 아. 이게 태국 버전 나와도 아니 그게 영주행 곡이래 아니 태국어 버전 그 요즘 핫하다 아, 그거 내가 싫어 이제 거기 해냈어 오케이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아, 베이비돈 스타 베이비돈 스타 미션이 이제 아, 그거 이거야 지금 네. 네. 아, 아, 네. 아 근데 사실 그 이제 레온이 깜짝 놀랐어 뭐니 뭐니 도 마크 사이렌 이 노출에 대해 그렇게 그 아침에요 마크가 있었어 살 때부터 아 잠깐 우리 룸메이트 아 룸메이트 얘기 일단 맞아 태용이 집에 가면 그러면 각자 룸메하고 방 분위기 얘기해줘 아,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 방은 약간 얘기했고 다음 방 옆에 있는 유타의 방으로 음. 정우도 좋아하더라고 제일 마음에 들었대 소리가 제일 마음에 들었어 이번에 그거 그 이제 그 유명한 곡 있잖아요 이 노래 있잖아 아, 그냥 호텔에서 확실히 분위보를아 그치 그치 저는 아, 진짜 준비방 가위바위보 아! 아! 리액션 진짜 맞아 알지 알지 알지 바쁜 줄 알아 아! 아! 아! 알지 알지 그 리액션 근데 명상에서 나면 그냥 아아 잘안 해. 장난 그거 약간 장난하면 아니 진짜 약간 장난하면 아, 뭐 어. 내가 마지막에 이겼어 아 쩔었어 나그 내가 그때 나 진짜 나, 나는 진짜 가위바위보를